6회 밖에안 되는 시즌을 아껴보고 있어요. <laughs> 아무튼, 네. 보여? 꽂아 쌀수 있는 어, 그러니까 너 김영희 그때 나오는 거야? 뭐지? 아, 응. 아주 좀 언니 내 브이로그야 이거. 아 그래? 어, 찍어. 언니 나와 상없지 어. 초상권이 없어. 안 나가. <laughs> 일하고 있는 거그 하는 거. 그 약간